레스타 준비 펀칭 센스 고! 원펀치 고! 툴툴툴 펀치 세이 태권 고! 툴 쓰리 펀치 세이 태권도 고! 고! 오케이, let me five punches. got this together. Ready, three, two, one, go! Six punches, ready, go! No! Ready, go! you